이게 되는 거죠 SBS 도쇼 대기실이에요 여기 완전 좋아요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테트리스 노래? 노래인가? 네 어, 진짜로? 테트리스 많이 했나? 형은, 형, 형은 나랑 세대가 다르니까 저랑 KB 형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가끔 얘기가 너무 안 통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러브씨가 가위바위보 쳐서 이걸 다 키워야 돼 제가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한번 저기 음식물 빨리 치워주세요 지금 여기에 그 청소부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청소부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어, 방탄조끼까지 입고 되게 열심히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인터뷰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는 자원봉사자고요 여러분들이 네. 드신 밥 제가 깨끗이 치워드리려고 네 365일 청소만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아 진짜요? 그럼 이만 밀기자 <laughs> 안녕 규빈이 형 사진을 어, 나도 빵 이제 글을 써주고 있어요. 규빈 씨 행복하세요. 내가 하트도 그려줄게. 규빈이 형 새니까 내가 날개를 그려줄게. 뿌리도 그래야 다 아, 규빈이 형 날개도 있고 부리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제가 뭐지? 내 얼굴에 뭐가 있어요? 음량 아뭐 예쁘지 않나요?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안 돼, 내 차례야. 차례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여러분 운동을 생활합시다. 아, 와, 근데 나 어제 PT 받고 와서 그러는데. 네. 아, 알겠어. 아, 네. 나도. 잘하고 있어. 네. 이제 무대에서 파워업기로 나오겠죠? 평소에 운동 자주 하는데. 네, 보여주세요, 선생님. 선방할 때 150개씩, 150개씩 하시잖아요. 그죠? 아 오늘은 그러 아니 아니 150개씩 아, 그러니까 한 아니 150개씩 하세요 15개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찌지직 해가지고 해주세요 혹시나 이게 아, 뭐. 끝 오렌지 포를 부르는 빨간색 아 그래? 몰라요. 색깔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약간 하얀색이 한데 아, 이거는 아, 약간 그래도 저희 사바나 하면 약간 이미지 자체가 어디 가요? 내가 또 카메라에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 지성 형이 아까 저한테 네. 그 미일 잘생겼다고 홍보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홍보 타임 한번 가지시죠 홍보 타임 미일의 잘생김의 홍보 타임 갑시다 네.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여주세요. 홍보 타임 빨리 가시죠. 이거 보여주세요. 네. 저희 미는 왜 잘생겼는지. 네. 저희 미는 어 머리가 작고요. 네. 아 네. 머리가 작고 우리 미리는 비율이 어, <laughs> 네. 비율이 비율이 방금 보셨죠? 비율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모습 뭐예요? 다음 분 살려주세요 빨리 아, 뒤로 이렇게 쑥 놓고 전 팔이 기니까 저 혼자 할수 있어요 잡아주세요 팔 완전 길죠? 거기 목걸이 잘 거시게서 해줘 네 알겠습니다 부들부들 슈냥스 응. 이거 발 끼고 끼고 잘 끼우시고 지금 안 된 사람이 없구만 준비 준비 제거 색깔입니 메이크업이랑 회원 다녔어? 말려. 네. 버터 팬사입니다. 설레요. 아, 어디 갔어? 7분을 앞두고 있어요. 아, 7분 남았 7분 남은 거 아니야? 같지 않아요, 근데? 딱. 음. 딱 시간 남은 거 같은데. 음. 우리가 설에 싹 되었는데 세분 계셔. 그럼 어떻게? 세분 남았네 우리가. 와, 세분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이라도 감사. 한 분이라도 오신 네. 거에 감사한 거예요. 펜사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뭐 저희 첫 펜사. 파이팅. 재밌게 아, 아, 아. 재밌게 우리 재밌게 놀아요. 저 한 번 나오는데 좀 아, 네. 재 재밌게, 놀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나왔으니까 다시 할까요? 야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저희 팬싸랑 같이 2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아 잘하는 게아 잘하는 여러분들과 아, 재밌게 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아 근데 너무 재밌고 저는 형들 놀 때 진짜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으신 어떤 질문 해주시죠 네. 제가 질문 안번 해줄게요 네 어, 어, 어제 저녁이 뭐였어요? 아 여기서 이제 마치도겠습니다 우리 나쁘기 때문에 이게 이해씨 먼저 나시 네,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봐요. 니엘 씨 앞으로 나오실게요. 니엘 씨 먼저 갈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는 마무리를 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 올려놓고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다음 팬 사인회를 네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니엘 씨 앞으로 나가실게요. 지금까지 출발할게요. 니엘 씨 먼저 출발 1대시 먼저 출발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네, 잘, 네. 잘 마치고 여러 네, 여러분들께 다시 반아주시면하겠습니다 네. 수분을 네. 나가면 되죠.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오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이제 첫 번째 팬사인회 와주셔서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립시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여러분. 반대로 취해도 돼 y e 가 필요해 자꾸 있었어 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생각보다 진짜 delay 시간이 delay도 많이 되고 팬분들도 기다리시느라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내를 하나, 하나도 안 내시고 저희랑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 감사해요. 네. 시간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네. 지금 아까 팬분들께 시간 들었는데 벌써 10시간 넘었대요. 맞아요. 6시, 6시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3시간 넘었다 했는데 저 장난치신 줄 네, 알고. 그분들 시간 많은 줄 모르고 저희는 아, 아 그래도 아,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내일또 있어요. 내일도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 네, 내일 또 하나 생각하니 너무 저희도 벌써 설레요. 아, 내일 또 하나 생각하니 너무 재밌고요. 아, 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이어서 좀 서툴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일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들 우리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볼일 많아요, 우리. 앞으로 도 자주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